아, 아이고, 아이고, 잠깐 나갔다 온 거야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젓가락이 들어가길래. おからいぶらしだ。だだだだだだだ。あだだだだだだだ。だだだ。だだだだだだ。 나갔다 왔자야 진짜 어이 몸이 <laughs> 무거워 응가 응가 응가 응가 뚱뚱이 뚱뚱이 뚱뚱이 누나 나간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우리 법댕이 아이고 이뻐 음. 음.